안녕하세요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벽을 바꾸려고 해요 바로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쪽 면은 되게 오래된 낡은 벽지가 되어 있고 한쪽 면은 덕지덕지 단열 벽지가 붙어 있어요 벽지를 시공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벽에 이물질이 없어야 돼요 어, 벽지 같은 경우에 실크 벽지가 아니라 합치 벽지가 붙어 있으면 그 위에다가 벽지 시공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크 벽지라고 하면 벽지가 안 붙거든요 그래서 벽지를 떼어내고 실크 벽지는 벽지를 떼어내고 되고 새로운 벽지를 붙여야 되고 합지 벽지는 그냥 그 위에다가 벽지를 시공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큰 문제가 하나가 바로 예요 단열 벽지가 붙어있고 저 위에는 못이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못을 먼저 제거를 하고 벽지를 뜯고 얘는 어차피 합지 벽지이기 때문에 그 위에 그냥 벽지를 시공을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요 못을 제거를 먼저 해볼게요. 못은 그냥 그 망치 뒤에 장돌이 있죠. 장돌이를 쏙 빼내면 되거든요. 잠시만요. 먼저 이 못을 여기 장돌이, 망치 뒤에 장돌이 쏙 넣고 지렛대에 힘을 빌려서 쏙! 망치로 이 못 뽑는 건 정말 쉬워요. 그냥 이렇게만 쏙 뽑으면 돼요. 그리고 단열 벽지를 뜯도록 할게요. 벽지라고 해서 풀이 이미 발라져 있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벽지거든요. 풀버른 벽지를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没听到。哎， 坐下吧。 小桶泡茶，茶水泡也泡上，慢悠悠过，再添几。 Thank you. 또 음. 마시고 쭉 주로 그래 짠! 어떤가요? 지금 도배를 다 한 상태예요. 처음에 비포 사진을 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여기 되게 오래를 합지하고 단열 벽지가 붙어 있었는데 단열 벽지 빼고 모두 빼고 이렇게 깔끔한 방으로 새롭게 탄생을 했어요. 음, 제가 사용한 벽지는 개나리 벽지인데 일단 색상 자체가 되게 이런 바르가 어디에나 되게 어울리는 이렇게 하얀 선도 있고 회색 선도 있고 약간 패브릭 느낌의 그런 장판이고 요것이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그 기억나세요? 컨센트 부분 붙였던 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장판 이렇게 자르다가 뜯겨나간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초보다 보니까 완벽한 도배는 못하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티가 하나도 안 나요 티가 안 나고 이거는 <laughs> 하다가 전선을 빼지 않고 그냥 같이 도배를 해버렸더니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 나오기는 했는데 초보자가 한 도배로 봤을 때 정말 티 안 나게 되게 잘하지 않았나요? 제가 풀바람 벽지로 셀프 도배를 해본 결과 음, 결론은 할만해요. 초보자도 할만해요. 본드도 같이 혹시나 벽지가 잘 안 붙으면 이런 끝부분에 아니면 모서리 부분에 본드를 조금 붙이고자 하는 벽지를 바르라고 본드도 같이 주셨는데 본드는 정말 1도 사용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한쪽 벽만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이 뒤쪽 벽, 그러니까 방 하나를 다 지금 도배를 했거든요. 방 하나를 다 도배하는데 등 시간이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초보자인데. 둘이서 하면, 그러니까 아빠하고 저하고 둘이서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고 어, 사람이 조금 더 많다면 좀 더 빨리 끝나겠죠? 근데 아무래도 벽지에 풀이 발라져 있으니까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있는 벽지를 들었을 때 아래가 축 처지니까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풀을 사서 풀을 쑤어서 다시 그 농도를 맞춰서 벽에 바르고 이 벽지를 갖다 붙이고 하는 것보다 벽지 자체에 풀이 발라져 있어서 그걸 뜯어내서 그냥 바르는 게 훨씬 더 시공을 하기도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매장에 가면 벽지를 어떻게 붙이는지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벽지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를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벽의 길이를 재정하면 길이에 맞게 재단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 벽지에 딱 맞게 재단이 되어서 오니까 좋은데 저는 조금 넉넉하게 재단을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잘랐는데 매장에 가서 직접 길이를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딱 맞는 길이로 재단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예쁘게 도배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셀프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셀프 도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도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더 유익한 인테리어 정보로 여러분들께 도와,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